오늘부로 작심삼일 끝! 안녕하세요 단호의 마스터 코치 베니 코치입니다 다이어트 운동 작심삼일 이제 끝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 오늘이 운동이 완벽한 운동이 될 거예요 왜 항상 나는 작심삼일로 끝날까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그 비밀을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럼 매일 런지 10개 challenge 시작해 볼까요? 자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른발을 앞에 두시고요 왼발을 뒤로 앞뒤는 보폭 한 두 걸음 정도를 주시고요 그대로 천천히 뒤에 무릎이 바닥에 닿듯 말듯 천천히 앉았다가 일어나시면 돼요 아 잘하셨어요 바로 할게요 앉았다가 일어나기 호흡은 일어날 때 호흡을 내셔주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앞에 무릎이 너무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해주시는 거 그것만 체크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 그대로 내려갔다가 그대로 올라오시면 돼요 자 벌써 반이나 지났어요 어 얼마 안 남았네요 자 앉았다가 일어나기 그렇죠 손은 허리에 가볍게 두어주시고요 잠깐! 거기서 양손 주먹 쥐고 달릴게요 자 그냥 끝내면 재미없잖아요 자 10초만 가겠습니다 호흡은 해주시고요 일어나시면 안 돼요 일어나시면 안 돼요 자 3, 2, 1아 그만 바로 반대발 가겠습니다 다리 바꿔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주의하실 점 뒤에 물이 바닥에 이렇게 턱 떨어지시면 안 돼요 닿기 전에 일어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혹시 중심 안 잡히시는 분들은 다리를 조금 좌우로 넓게 해주세요 그대로 천천히 앉았다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자,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다리, 허벅지, 엉덩이 그리고 복부까지 다 자극이 되고 있는 운동이에요 진짜 별거 아닌데 어, 이렇게 많이 운동 효과를 가져가실 수 있어요 앉았다가 후 호흡은 그냥 편하게 하셔도 괜찮아요 시선은 정면을 봐주시고요 자 마지막 잠깐! 아까 반대 한 것처럼 달리기 시작! 자 이번엔 중심을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자 버스 놓쳤어요 자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달려주세요 그만! 잘하셨어요 어 여러분 우리 런지 지금 얼마나 했죠? 1분? 2분? 양심적으로 우리 매일 1분 정도는 할 수 있겠죠? 오늘 운동이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한 세트를 더 해도 되지만 우리의 목적은 뭐다? 바로 10개를 매일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? 그러면은 내일도 런지 10개 challenge로 만나도록 할게요. 안녕! 우리 내일 또 만나요.